리허설 넣는 거아 이거 아니구나 어어 <laughs> 어, 바로 댓글 뜨고 깜짝 놀랐네 그냥 아 근데 약간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야 각이 안 나오는데 팔이 짧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아니 왜냐면 우리가 가로를 해도 다 안 나와가지고 예, 그쵸 야 우리 둘이 먼저 인사하고 그래 그래 응.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laughs> 현이 빙이에요 네 <laughs> 그, 찌, 찍으면서 할래? 음. 우리가 네. 이제? 어 이제 이제 어, 우리 우리 차례 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laughs> 누구? 스트레이키즈 찬이에요 오늘 어. 대상 받은 건 누구다? 어, 스테이 덕 에이! 예! 자, 스테이 꽥꽥 어. 스테이 덕 스테이 꽥꽥 꽥꽥 꽥꽥 꽥 사실 저희가 대상을 받을지 정말 몰라, 몰랐잖아요 어, 네. 정말 몰랐잖아요 근데 어, 그 이렇게 받고 나서 어땠어요? 저 진짜 대상이 맞나 싶었거든요 사실 나 나도 의심했어. 나내 귀를 의심했어. 아, 대상 진짜. 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 우리가 그 이제 그 상받기 뒤에 이제 서 있었잖아. 맞아. 네. 근데 대상 부분이라고. 어, 대상. 어? 대상이요? 에이, 우리 아니 대상이요? 그리고 뽀뽀버스 우리 대상이야?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나왔어. 맞아 이게 예. 진짜 실감이 일단 안 났던 게 컸어요. 그죠? 진짜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눈물이 차올라서 흐르지 못하게 진짜 살짝 웃었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아 장난 장난이고요 여러분 아, 아 활짝 웃어 아니냐? 활짝 웃었가 몰라 슬쩍 웃었나? 살짝 웃었아 근데 슬쩍이 아니겠지? 어. <laughs> 자 어쨌든 자 어 되게 뭔가 대상이라는 말 듣자마자 우리한테 정말 그 아직 과분한 거 아닌가 우리 아직 4년 차고 뭔가 뭐, 우리 3년 네,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아직 그게 마음이 좀 컸죠. 우리 우리 스테이도 정말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산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올 한 해를 아, 스테이가 아, 저희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첫 대상이만큼 한 명씩 한번 약간 소감을 아, 아주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 좋아요. 새우이기도 하고 약간 전화 통화 느낌이나.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아, 아, 아기다려아 아. 아, 여보세요? 아 조명이 좀 어둡죠? 음, 지금 밤이라서 그래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그 해줄게. 고마워. 지금 밤이라서 그래요. 어 좋다. 오, 야, 잘 나온다. 좋다, 좋다, 좋다. 지금 밤이라서 그런데 아 여러분들 아. 오늘 근데 대상도 대상이지만 저희가 또 AAA에서 올해 아, 저희가 또 준비한 퍼포먼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도미노도 했고 그리고 저희 랩도 직접 만들어서 훅까지 만들어서 했고 네. 린형도 동물을 보여줬고 멤버들 다 같이 소리꾼까지 해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네. 약간 저희가 그 대상 그 올해의 퍼포먼스 상을 받고 나서 사실 되게 과분한 마음이 컸어요. 컸는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가 조금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퍼포먼스상 올해 퍼포먼스상 받았는데 뭐 아쉬운 분대면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도 네 그렇게 받을 수 있어서 아 받고 나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스테이도 어, 오늘 무대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되게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 가수 스트레이키죠 길길 아 전가요? 갱. 네, 내가 지금 어, 감사다 이거 어깨 운동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스테이크 산입니다. 아, 아 잠깐 어깨 자, <laughs> 어깨가 아프다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선물로 준 대상 진짜 너무 뭔가 감개무량, you know what I mean? 아, 감개무량, 어? 감개무량, 감개무량에 막, 막, 막, 뭐, 막, 아우, 아까 그 베스트 아티스트다 딱 들었을 때 진짜 음. 어 진짜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생각했었거든. 그거 그 뒤에 동행했을 줄 몰랐죠. 아 그래서 솔직히 그 이유 아 그거 안 받아서 살짝 아쉬웠. 아 올해는 우리가 아닌가 보다라고 되게 <laughs> 우리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냥 아 놓쳤다. 다, 음에더 열심히 하자 막 그냥 혼자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뭔가 저희를 이제 뒤쪽으로 이제 그 부, 관계자분이 부르시더니 이제 대기하래요. 그래서 어 뭐지 했는데 대상. 올해의 대상 대, 올해의 대상? 퍼포먼스 쓰레기지니까 아닌데 내가 내가 아는 대상은 되게 뭔가 엄청 뭐, 막 뭐, 엄청 멋진 우리가 멋진 분들이 받는 건데 했는데 뭔가 되게 그냥 실감이 너무 안 났어요 되게 꿈 맞아요. 같았어요 그게 그래서 어 이게 열,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구나 스테이는 와. 산타 할아버지구나 스테이가 바로 우리 산타 할아버지구나 뭔가 마음으로 되게 맞아, 맞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미리 받은 거였죠?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진짜 할게요 사랑합니다 굿자 안녕 어 s my turn 음... 좀 어두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음... 사실 아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 그 거울 봤... 어. 아 물론 그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아, 네. 네 그더 당황스러웠던 게그 창빈이가 우리 이제 단톡방에 음. 갑자기 식량을 올린 아, 거예요. 맞네. 근데 그게 오늘 하루가 어, 근데 지금 시간까지 보면은 2021 122 12 오늘이 그치 아, 헷갈린다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 아, 이지2012 1202 이거니까 네. 이게 앞에랑 뒤에가 이제 그게 바뀌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러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거울인 거지 오늘은 앞뒤 외고도 같은 날이라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날이래요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그 특별한 날이 진짜 특별한 상을 받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딱 그거였거든요 오늘 같은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생 그치 이런 이번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특별한 날에 저희가 이렇게 큰 스트레이키즈 첫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um, I, I didn't get to um, say u um, my meant on the stage but I'll say it now but um, it is our very first like big big award and um, I still can't believe it. Um, even on stage, I was like, oh my gosh, like I was, I was like,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you know, get it in. But um, just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out there because this probably wouldn't have been possible if just by us. It was definitely because of you guys and um, you guys and us, you know, working together and you know getting this far. So thank you so much. And uh, like I said earlier, Changbin said today's a really special day. 2021 December the 2nd, and apparently it's like mirrored in, you know, it's a once in a lifetime day. So I um,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And uh, yeah, we will always, you know, try more and uh, keep on trying to give you guys bigger presents. So keep that in mind. Thank you so much. Wo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희가 이렇게 또 멋진 모델 모델을 <laughs> 모델, 멋진 모델을 또 준비하 좋아할까라는 생각 어떤 거 뭔가 이렇게 큰 공연 그리고 큰 무대를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행복인데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렇게 대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스테이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너무 너무 떨렸어요. 사실 대상 원래 저희가 이렇게 무대 <laughs> 뒤에서 사실 좀 막 이렇게 뭐 아, 재, 아 재밌는 거 하자 이렇게 네, 해서 했는데 근데 뭔가 타이틀이 대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나름 진지하게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laughs> 나름 진지하긴 했어. 나름 진지해서 저희 <laughs> 많이 줄였거든요. <laughs>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청난 또 상을 또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스테이가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되게 많은 무대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제가 또 그런 엄청 큰 무대를 지금 무대들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무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만부. 예. Yeah.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끝에 마무리를 한번 하고 끝에 마무리는 우리 대상으로 이행시를 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갖고 오신 분부터. 자 대상. 음. 자 띄워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laughs> 하나, 둘, 셋. 상! 상추랑. 오, <laughs> 어, 어. 상추랑. 오, 어, 야. 상추랑 돼지고기. 상추랑 돼지고기 잘 어울리지. 오케이. 어. 대. 네. 대단하다. 스트레이 키즈와 스테이. 예. 상. 상을 앞으로 더 많이 받자. 예. <laughs> 오. 뭐하지? 뭐지 하나 둘셋대 대. 대단하게 생겼는데 하지 마라. 어 그래? <laughs> 딱 걸렸어. 딱 걸렸네. 어, 딱 걸렸어 너. 대단하게 봐. 어 오케이. 대. 대리 산타. 오. 여기까지. 아 근데 네. 아어 다시 다시 다시. 어. 대. 네. 대. 대리. 하나 둘 상, 상타. <laughs> 대리상사. 대리상사. 어 우리가 스테이 대리상사인데. 네 맞아. 나갈게. 대박. 하나 둘 셋. 셋.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제대로 할 하나 둘 셋. 카. 어? 뭐라고? 아, 하나 둘 셋. 헤이. <laughs> 알았어 진짜로. 아 생각이 하나, 안 나는데. 하나 둘 셋. 대. 대박이다. 아니 형이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 <laughs> 대충 대충 아 빨리 대충 밑에 또 대, 네, 대박이다 하나 둘 셋상 아상 받았다 아상 받았다 상 네, 아, 받았다 예! 그래 대, 대충 예. 먹고 싶다 상 상추랑 싸서 아 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여러분께 더 드시죠 재밌습니다 그래, 진짜로 한바더 돌아요 뭘로, 뭘로, 뭘로 돌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지? <laughs> 음 대상 말고 오늘 AAS니까 AA? AA로 할까요? 에, 에, A A a 아, a 요아 A A A야? 에, 에, 에? 음. 아 베스트 퍼포먼스니까 AAA? 아 퍼포먼스 어때? 퍼포먼스? 좋아요 아, 퍼포먼스. 와 진짜 어렵다 아니면 베스트 베스트 아 베스트 나쁘지 않아 네, 베스트 삼행시로 갈게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배! 배고파요 오 하나 둘셋스 스테이 밥 사줘요 오하 어? 베스트 아니야? 베스트. 아 베스트 배고파 아, 베스트 때 파가 왜 배고프구나 베스트 베스트 하나 둘셋트 트. 음. 음, 들어와 미안 야야야 들어와 트... 트... 트... 로 시작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트롤 <laughs> 어야 트 하나만 하면 돼 뭐야 야 내가 뭐라 해 배우 둘셋 트! 트라이 앵글 트름? 아. 아! 주면서야 어. 아. 끝내자 야 끝내 <laughs> 야 끝내 오케이 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 너, 너한번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찬영 맞아 생각했죠요? 아형 그거 안 돼요 생리현상 안 돼요 오케이 5, 6, 7, 8 아, 그거 아니잖아 드디어 오게 베스트 퍼포먼스 상 받았던 스트레이 키즈가 스테이트 오프 인정 드림아카시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laughs> 뭐 하시나? 자 마지막 한 자 갈게요 <laughs> 하나 둘셋 배! 베스트 비주얼 상이네 이거 <laughs> 아, 스! 하나 둘셋 스! 트레이키즈 메모 1장 먹어? <laughs> 어, 어 알았어 하나 둘셋 스! 황현진 이겼다 내가 그 앞에서 매니저님 비웃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장배 서장배 기대돼! 둘셋 아, 배! 배! 아, 끝낸다고 나 생각 안 했어 배! 배. 아, 배, 배고프다. 아! 하나, 둘, 셋, 스! 스! 스트레이 퀴즈 창빈은 역시 니값을 하지. 아. 백기. 아, 하나, 둘, 셋, 스! 아, 두. 스! 스! 트로 시작하는 음식 뭐 있어? 아무거나 말해봐. 나 트로 시작하는 음식 생각하다가 진짜 어? 정규 왔어. 그거 있잖아. 트러플. 오 트러플 먹고 싶다 트러플 짜파게티 아! 네, 저 이제 갈게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 나, 아. 내, 내가 종료 눌러요? 가슴 아픈데? 아, 가슴 아파요 아, 예. 갈게요